뭐야? 하트네. 와, 어, 네. 어, 지금 딱 좋아요. 저희의 언어운 아트팝. 네. 2.1집. 네. 투닷 투닷 원집. 네. 투닷 원 하우스. 2.1집. 보라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엔딩. 나는 모르겠어. 부끄러움 많으십 아, 네네. 부끄러움 제대로 말해주세요. 언노우나트가 2.1집. 1번 트랙. 네. 보란 말에 저의 이제 제가 엔딩 엔딩을 맡고 옆에 갈아버리고 말았어요. 아 이게 그래서 지금 위치를 다 짚어보고 있어요. 네. 지금 이 정도면 이거 가리나요? 안, 안 가려 안 가려. 딱그 정도면 좋것 같아. 그게 말하다. 먹었어. 사진을 먹었어.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아, 라이브를 할 때? 아, 어디 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을 하고 그, 거기를 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라이브를 할수 어요 라이브는 노래에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노래에 취하려고 최대한 노래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그 주인공이 돼서 네,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서 그 음주 방송 아닌가요? 예? 라인 등장 전 지금 모니터링 하고 또 하고 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손 꼭꼭 씻으시고 아시겠죠?